저는 지금 일어났는데요 지금이 9시 30분이 지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긁어줄게 엎드려 둘이 으. Let's go. 아 오늘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겨울 날씨로 변한다고 들었는데 장난 아니네요 제가 지금 니트를 입었는데도 엄청 춥습니다 아, 뾰루지가 더 커졌네 이거 어디가 원래 이렇게 큰 거안 났었는데 한동안 이때는 그냥 가도 되는 거지 없으면 1차선까지 1차선 들어가 들었나? 중국어 좀 많이 중국어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중국어 잘하겠지 뭐자 이제 대망의 T자 주차 주차 내가 해도 되지? 어? 해봐 여러분 이제 운전 연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커피만 뽑고 오늘 합주가 있어가지고 스튜디오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 다리 하바브하바브 아이고 아이고 야 어. 제가 이 약간 나무도 이게 많이 그 나뭇잎 많이 내려와가지고 가끔씩 여기 머리를 좀부딪혀 와 진짜 너무 춥네요 지금 바람이 부는데 오 진짜 겨울이네 아니 설마 근데 이렇게 진짜 가면은 가을이 어, 없이 겨울이 가는 건데 사실 엄마가 밖에 춥다고 뭐 더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 그랬거든요 <sighs>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진짜 춥네 제가 지금 지하철역에 내려서 버스에 타러 가야 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fair, always not fair. Not fair, not fair, not fair. Not fair, not, not, not fair.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제가 오늘 집에서 행사가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더 하는 건데 합주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내고 저는 빠르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승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응 어. 다리 라 りたりたりたりたりうらうら 여러분 저는 지금 토리랑 야간 산책을 나왔습니다 <laughs> 가 으짜 횡단보도에서 진짜 위험해요 지금 이제 건너는데 이쪽으로 할까?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토리발 씻기고 저도 이제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토리 손 아이 잘했어 반대 아이 잘했어 먹어 응? 앉아 앉아 <laughs> 엎드려 그렇지 여기 이제 다 씻고 누웠습니다 와 오늘 하루도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지마 홀리데이 찍는 거 너무 재밌었고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랬고 여러분들도 옷 잘 챙겨 입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원래 연말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 이제 점점 연말이라고 할 정도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은 조금 이르지만 금방 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